2021년 2월 23일 여행 1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미쳐버려 미쳐버려 일반 집이 이렇게 생기기 힘들거든 진짜 계십니까? 잠깐 실례 좀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수해보자고 말에 의하면은 어, 이렇게 집이 이렇게 논아져 있다겠어요. 계십니까? 뭐? 어우 씨 깜짝이야 씨 가로등이다 가로등 가로등 가로등인 것 같아 가로등 가로등 천장 뭐 계십니까? 자 여러분들 그만해 그만 그만 자자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누구세요? 누구 있어요? 하지마! 이런 부적 이 있나? 누가 장난친 것 같지? 이런 부적 이 있나? 혹시 계십니까? 친구야? 응. 어, 잠깐만. 아, 잠깐. 누구세요? 아주머니, 할머니, 아주머니? 잠깐. 할머니. 혹시 여기가 아니라 화면 그만하세요. 그... 와 여기 뭐냐 지금 여기 어디요? 아. 어, 허락 없이 들어와서 일단 죄송합니다. 어, 얘기나 몇 마디 나눌까 하고 들어와 봤습니다. 어떻게 얘기 안 되겠습니까? 예, 예, 잠시만요. 분명히 어? 방금 여기서 뭐 본 사람 뭔 형체 아니 뭔 형체 같은 거 뭔가 쑥 어, 꾸먼 거, 꾸먼 거. 연탄인가? 못 봤어. 봤을, 봤어, 봐야 되는데, 이거? 와 이건 헤드 너만이 진짜 헤드 근데까지 날 지켜보고 있었구나. 그래. 원래 캣이던, 아. 안돼 안돼